와! 팀. 와! 와! 진짜? 오. 아 이게 뭐야? 와! 이렇게 아, 하다가 쳐봤어요. 쳐봤어 많이 쳐봤어요. 하나 둘 셋. 아버지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아버지 아 모르죠. 아 진짜 모르는 거야? 네. 저희 아무것도 네. 못해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이 막방 네. 날이고 네. 방송 활동 잘 마무리 지었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비활동 기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네. 내일부터. 네. 내일부터. 미션을 좀 마련한 게 있어. 아, 너무 설렌다. <laughs> 저 미션이 너무 좋아. 이름하여 네. 비활동 시즌 맞이 제1회 프로듀싱 대회. 프로듀싱 아, 대회야. 대회. 무섭다. 이번부터 세 개의 유닛이 있잖아. 네네, 세 개. 좀 이름을 일단 가칭을 네. 가칭 그 오. 재미있게 네네. 정해봤어. 오. 어, 팀명 같은 느낌. 오. 근데 너무 이게 창의적이진 않아. 아, 그렇죠. 사실 팀은 이름이 Only야. 오. 네. Love Nine Mill은 One. 원. 너네 올리리고 올리고 올리 규빈 유정이는 Of. 뭐 이게 이름을 다 나열해야 되니까 네. 어렵잖아. 네. 이 프로듀싱 대회를 할 때 이렇게 세 팀의 음. 이름을 정했는데 네. 아주 심플해. 네. 아, 룰은 아주 심플해. 네, 2주의 시간을 줄 거야. 네. 2주. 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네. 팀별로 한 곡씩을 완성을 해야 돼. 오. 어. 팀별로 한 곡씩을 완성을 하는데 네. 이게 1절까지만 만들면 돼. 아. 1절까지만. 아, 아, 아. 어, 근데 이게 보컬을 데리고 있는 팀들이. 네. 네. 네. <laughs> 근데 예를 들면 5분은 <laughs> 지금 보컬이 없어요 물론 둘만으로도 표현력이 있는 곡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네. 한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주일 뒤에 어, 중간평가 겸 어, 게임을 할 거야 네. 그때 가이드 보컬을 결정할 수 있는 게임이 있을 일주일 뒤에 근데 가이드가 막 남, 남의 팀이라고 막, 막 하나 올려놓으면 서로의 인성 테스트입 일단 2주 뒤에 이제 곡이 완성이 되면 네. 이걸 유튜브에 한 날 한시에 한꺼번에 공개를 해서 아. 뭐 <laughs> 평가를 받을 거야. 네. 와. 근데 또 네. 중요한 게 팬 점수로만 100% 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인데 네, 네, 네 이게 인기 투표가 될 수도 있어. 아. 그렇게 되면 운디언업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네 너무 인기 투표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네팬 점수는 60% 오. 제이든 점수가 <laughs> 30%. 10%. 는 직원분들의 공정 무기, 명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아. 이제 이렇게 할 건데 네. 이게 이제 팬 점수 뭐60% 안에도 뭐 유튜브 좋아요 어뭐 조회수, 코멘트 숫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그때 이제 2주 뒤에 공개할 때 네. 어떤 룰인지 상세하게 그때 아, 이제 아. 게시물을 통해 가지고 할 텐데 2주 뒤에 이제 음원이 공개가 된 다음에 이 네. 평가를 받아서 하나의 곡을 고르면 네. 그 곡은 당연히 single release. 오, 아, 진짜요? 어, 와. single release. 어, 혹시 근데 싱글인데 만약에 한 팀이 되는 거잖아요. 아, 아. 그러니까 전체가 부르는. 근데 곡을 전체가 불러야지. 그때 아, 이게 왜냐면 1절까지는 네. 가이드잖아. 아, 그죠. 어, 그렇죠. 아, 아, 미도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어떻게 됐겠다고 어떻게 됐는지 궁금할 수있잖요 single release 네. 이거만 있으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어? 휴가? 2박 <gasps> 3일. 우와! 팀. 그리고 휴가비 100만원 와! 와 진짜? 오? 아 이게 뭐야? 와! 와! 와! 생각잖아 네, 너무 이게 그 카메라에 있다고 너무 리액션 너무 많이 세게 하지 마 너무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쳐봤어 많이 쳐봤어 와 어, 우리 우리 치 간다 어 우리가 기활동 기간에도 네.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또 네. 열심히 실제로 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팬들하고 가, 같이 네. 재밌게 한번 네. 아, 어, 재밌겠다. 만들어 뭐 보자. 질문 하나만 아, 아, 아. 그 1등은 그런데 또 2등은 속상하니까 아. 2등은 아, 혹시 뭐가 있나요? 없어. 아. 그럼 프로듀싱이라고 함은 이 곡에 대한 네. 전반적인 주인이 돼서 네. 방향을 잡고 곡에 대한 설계를 너네들이 다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네.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외부 작곡가 이제 형님들과 프로듀서 분들하고 같이 네. 작업을 같이 하잖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가능. 네. 하지만 이 곡의 주체는 저희... 너네들이 돼, 네. 가지고 그래서 이거 곡을 올릴 때 네. 너네들이 설명이 붙을 거야. 아. 왜, 왜 이런 곡을 쓰게 됐는지. 오늘부터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도 봐야겠다. 와. 라이언 분들도 네.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네. 아, 과연 문유도가 곡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 비활동 기간에 무엇을 하고 보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여주고 아무튼 일주일 동안 좀 준비 잘 해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질문 아, 아, 아. 싱글로 만약에 발매가 되면 무대를 하는 거 아니냐 발매만 하는 거. 일단은 발매만 할 겁니다. 음. 이거는 그래서 이건 우리 다음 네. instinct part 2까지 가는 과정에서 아 팬들이 너무 이제 지루하거나 좀 네. 기다림이 조금 네, 네, 네. 힘드실 수 있으니까 아, 그 기다림을 채워주기 위한 이벤트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세 명이 모두 머리를 맞대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아, 나, 나. Buongiorno, b u o n g i 그런 컨셉을 한다고? 큐빈, 엘레간테. 그러니까 너의 의견이랑 나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음. 제목을 로 했으면 좋겠어. 아,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예술이잖아. 뭐 리비도도 했는데 이거야 뭐 못할 거 있나? 오케이. 오케이. 뱀. 뱀. 가보자고.